그러니까요. 처음 뵈서 영광입니다. 아유. 일 갈게요. 어. 아, 안아주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제가 방금 나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나오셔도 되나요? 재미없으면 자르시면 돼요. 때까지 있는 거예요? 예? 아니 뭘 때까지 있는 거냐고요 아 오네 오네 아 정국이하고 아. 아, 어, 이거 뭐야 어, 어서 와 어서 와 어,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아야 하지 말라고 신기하게 저 친구는 어, 어 광수 오, 너, 우와 아, 광석 씨. 예, 예.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가. 아,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예, 저, 저쪽 이쪽 주세요. 아, 예, 아, 예, 아니, 아니, 네, 네, 아니. 아니, 아, 일로 서요. 예, 예. 아, 다리가 아파가지고. <laughs> 일로 서요, 일로 서요. 안녕하세요. 아, 일단 저 제목은 런닝맨. 걷지 말고 뛰어라. 네, 예. 예 이게 뭔가 좀 그 굉장히 헬스맨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런닝맨 아니에요? 일단 먼저 어, 어, 어. 저, 안녕하세요. 어, 송중기 어, 씨. 네. 저 너무 갑작스레 그래가지고요. 저, 당직 선생님 콜 할까요? 어머머머 너 이러다. 어, 네. 용기 전. 어, 송중 씨 가슴에 화환을 달고 오셨네. 어, 축하해 준다고 또 가슴에 화환을. 예. 네, 아, 아, 어, 송중 씨 되게 내성적이구 네. 다 내성적이야. 아, 중기 씨. 어. 와우! 어, 괜 아, 어, 대리. 정대세 선수 아니에요? 정대세. 정대세 선수 아니에요? 정대세. 정대세 선수. 아, 아 예, 예. 그러니까 정대세 선수 멋있잖아요. 어, 그렇네. 여 o w h a t 어. 어. 어. JK. 어. JK. 어. 가슴 너무 어. 커. 어. 가슴 너무 커. 바지, 바지. 아니 일단 저 대리 씨, 네. 뭐저 중기 씨도 그렇고 아, 광우 씨도 그렇고 반가운데 얘는 하다 보면은 이렇게 네. 가끔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비 맞으면 그냥 맞는데 네. 준기 씨는 괜찮아요? 아예 괜찮습니다. 광우 씨도 어, 어, 어, <laughs> 예, 어, 예, 어, 예, 어, 진짜. 안녕하세요. 네. 뭐야? 고맙습니다. 나, 내가 석진이 형을 잘 알잖아요. 이 형 되게 떨고 있다, 지금. <laughs> 이형 하지 마세요. 이형 되게 지금 용감한 척 하는데 이 형 사실은 되게 떨고 있어요, 지금. 많이 긴장돼요. 예, 예. 예. 야외 오랜만에. 아, 형님. 근데 오시자마자 저기 예. 중기 오늘 처음 보죠? 예, 예. 그때 아, 이렇게. 아니. 어, 온다, 온다. 어. 우산 좀. 아, 우산 좀. 어, 요 아, 요리야. 아, 와, 요리. 괜찮아. 네? 네. 초특급 게스 불러놓고 이렇게 뒤를 바뀌게 되는 거냐고요. 네. 이번에 주인공. 아, 네. 괜찮아요. 이번에 주인공. 그 이번에 주인공이에요? 네, 네, 이번에 주인공. 아, 일단 잠깐만. 이거 저. 어, 마스카라 흘러내리겠네, 지금. 어디, 어떻게, 어떻게. 네? 어디 안 맞고 싶어요? 어깨 안 맞고 눈, 싶어요? 눈. 아, 눈이요? 네. <laughs> 방송에는 좀 그늘지게 나가는데 괜찮죠? 아 지금 이거 예. 아이라인을 심하게 했거든요. 아 예예. 예, 예. <laughs> 많이 뛰어다니는 그런 예, 그런 것 같아요. 온다 온다 누구 온다. 아유! 아유, 정음, 아, 정음 씨! 아유, 반갑습 아, 이거 참,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일요일 저녁에 아,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걷지 말고 뛰어라 런닝맨.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 일단 한 분한 한 분씩 일단 예. 시청자 여러분께 예. 오늘도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지석진 씨부터. 아, 안녕하세요. 저 아시잖아요 지석진. 저 <laughs> 아시잖아요. 네, 얼마 전에. 오, 야, 이거. 네. 수기가 그러니까 나만 얘기하면 비가 오냐 일어나 우방으로 정말 저도 자 이런 프로 지금까지 해왔지만 아, 첫날 오프닝에 이렇게 비 오는 건 처음이에요 야 심하다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자 아, 장만합니다 다들 다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비를 장마철에 오야 어, 입지 안되 우비를 뭐? 저기. 오빠 무슨 형님! 입어, 오빠. 형 아직 잘 모르는구나. 왜, 왜? 안 돼. 형 야외 버라이트를 많이 안 해봐서 형이 아, 왜? 몰라. 아, 쓰는 거 아니야? 우비를 왜 입어? 요즘은 비 온다고 이런 거 입질 않아요. 아우, 나는 야외 진짜 오랜만이거든. 아, 예. 자, 중요한 거는 예. 여러분들 조금 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기 씨, 네. 어, 본인의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저 85년생 소띠 26이고요. 제가 오늘 광수 씨랑 여기에서 막내인 것 같은데 형들 따라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저기 그리고 다음은 우리 저 광수 씨. 안녕하세요. 광수입니다. 예. 광수입니다. 예, 예. 몸통 이게 왜 난리야? 눈물 나라 그런다. 눈물 나라 그래. 어, 나 저는 와. 아. 저는 네. 새싹입니다. 앞으로 해라 껌을 날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괜찮아? 야, 이거 이거 정어미는 이거 입, 입어라. 괜찮아? 야, 이거 이거 정어미는 이거 입, 입어라. 위에 같이 덮어. 아, 아 그래도 입어 입어. 요거 저기 잠깐만 조금만 이걸 잡아. 누가 아, 네가 저 아, 야, 그렇다고 이거 안녕하세요. 버리냐? 버리냐? 아, 야, 비늘 한다고 버려? 기본이세. 저 괜찮아요. 형, 방송 소개. 야, 언니, 이러네 주인공 느낌. 잠깐만, 방송 소개하잖아요. 잠깐만 들어봐요. 네, 저는 이광수입니다. 나이는 스물 살이고요 아, 강수 운다, 울어. 좀더 드라마 아시죠? 드라마. 아, 네. 그정우이랑 같이 웃어, 웃어, 시트콤 했었고. 어 시트콤 했었고. 지금지 콰이키에 출연했다가 요즘에 동이라는 작품을 하고 요즘 있습니다. 아주 인기가 많은 친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 기대가 되는 친구고요. 본인의 각오를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예린 씨는 어때요? 예. 예능 또 이렇게 저,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에 사는 강계리입니다. 예. 강, 오빠 강수? 네, 강수. 강계리. 아, 저 게리 씨가 시 여러분, 아, 저도 아직 게리 씨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아, 주변에 들리는 얘기로는 대단한 친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기일 오빠의 예. 저리 가라. 아. 아, 들리는 소문에는 기리 씨의 어떤 분은 열 배 이상이다. 그 웃음의 파괴력이 열배 어.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제가 산 증인입니다. 아, 많은 정말이에요? 증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지 말고 뛰어! 라. 열매! 그냥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이걸로 해. 예, 알겠습니다. 네. 생리가 그걸로 하래. 라고요 뭐야 이거 식상해. 러닝! 맨! 파! 어? 어? 이거 언제 거야 이거? 러닝맨! 빠! 빠랑 빠! 러닝맨! 비싼 물건을 파는 매장으로 오신 분. 갈 네. 네. 네. 어, 지령이 딱 오게 되면은 네? 이게 이제 여기로 가면 되는 거예요. 네네. 상세지도 오 어, 여기네 여기 여기 여기 많이 멀지 않죠 어 여기 가까운데 여기로 가면 돼 여기로 아, 거기? 자, 자, 준비됐지? 야, 야, 야. 가자! 아, 아니 뭐 아, 가서 뭘 하는 건지 요즘은 제작진들이 이런 걸 안 알려주더라고. 그러니까. 정엄아 오늘 밤새야 될지도 모르는데 괜찮아? 저 되게 많이 잤어요 오늘 예전에 하이킥 촬영할 때 아, 그 니까 둘이 또. 예, 예 음. 맞아. 밤새는 데는 진짜 정말 피곤한 기색 없이 아, 저내 친구 중에서 밤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애가 있었거든. 오랜만에 입 띄었잖니 <laughs> 광수가 되게 소심해요 친구다 마음에 담았 그지 그지 네, 기억해요 제가 얘기할 때 박민수단이 약간 아, 이게 꼬집고 주먹을 이번을 하나 머리 잡고 여기 네, 온거 같다 맞다 비싸지 야, 이제 시작이야. 아니 이게 지금 야 이건 너무 큰 사이즈잖아 말이 안 되잖아 야 진짜 여기를 우리가 누벼야 된다는 거야 오늘 야 왔다 왔어 왔어 오. 오. 야. 이걸 런닝을 하라고요? 여기를 <laughs> 걷지 말고 뛰라고요? 아, 이거 진짜 엄청나네. 폐점한그 상태인데 이런 대형 쇼핑몰에 폐점한 이후에 들어와 본 적있어요 여자들의 로망이죠. 아, 그죠. 드라마나 이렇게 영화에 네. 빌려가지고. 리빌, 리빌이랄라 네. 하면서 자면 쫙 펴지면서 네. 쇼핑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양팀 얘기 드린 대로죠. 오늘 딱 패점하면서 내일 개점하기 전까지 양 팀 가운데 한 팀은 게임 결과에 따라서는 못 나갈 수 있습니다. 요거 염두에 두시고요. 이제부터 우리들은 저기에요 네. 예. 뒤에 번호표 이름. 예. 이름. 예, 이거 다 이거, 있죠? 이거 잡히면 이렇게 뛰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아. 오빠는 더 이상 예. 게임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요? 진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오! 출입구 봉쇄. 출입구 봉쇄. 출입구 봉쇄. 출입구 봉쇄. 이거 아주 영화 일단 지금부터는 어디 나갈 수조차 없는 거죠? 없지 지금? 없지. 이긴 팀은 진짜 확실하게 나가는 거예요? 딴 거 없이? 그냥 집에 바로 가면 되는 거죠 그냥? 몇 시가 됐든 간에. 지금 즉시 지금 즉시 쌍팀은 3층으로 이동하십시오. 와, 이 진짜 영화다, 영화. 쌍팀, 쌍팀, 가자, 가자. 우리야, 조심해. 잘해. 신발. 가자! 가자! 가자! 왜요, 이거? 들려요.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우리는 힌트가 전혀 없는 거야. 어디가 그러니까 3층이야? 여기 2층이야? 그러면 작전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야. 네, 너무 앞서가시는 거 아니에요? 어, 파이팅 좋은데? 나 벌써 지쳤다. 아, 삼겹살인데 지치면 어때요? 여기 3층이잖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 지금 작전을 짜, 작전을 짜는 일단 효리가 반지방으로 유명하니까 약간 꽁수로 쓰자고. 해도 되나? 메뚜기도 주네? 어, 최고 눈치 있겠다. 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메뚜기 나와라, 오바. 여기 나왔다, 오바.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저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잠깐만, 뭐, 여기 좀 뭐 메시지가 떠야 되는데. 기다리고 아, 있어요? 음.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어? 어, 지령 이 건물에서 가장 비싼 물건을 파는 매장으로 오시 이 건물에서 가장 비싼 물건을 파는 매장으로 오시 허리가 알아 브랜드 따라가자 허리가 알아 야 이거 런던 야 아니야 비싼 거면 뭔가 어. 비금속 종류 아닐까? 어? 그래. 3층에서. 야 가방이 아무리 비싸요 다이아몬드만큼 안 되잖아. 수입 가구 있잖아요 수입 가구. 아니 아니 아니 귀금속. 이 건물에서 가장 비싼 물건을 파는 매장으로 오시죠. 저 알아요 저 알 것 같아요. 어디 어디요 어디요? 이게 감으로 1층에 대부분 백화점 가면은 1층에 제일 비싼 물건이 아, 많아요. 그래요? 거기... 그래 그래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라. 일단은 네, 저기 먼저 움직이는 게 낫잖아. 어디 왜? 야 일단 네, 가봐. 런닝맨이 왜? <laughs> 쇼핑하러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너무 신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름 있으면 안 돼. 지금 출말했단 말이야. 아, 나 근데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나 지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참아, 참아. 아니, 나 지금 진짜. 일로 와봐. 일단 같이 움직여야지. 어, 여기가 명품관 가는 길이. 여기 아닌데. 안내원, 안내원 없구나. 정우마 여기. 정우마 여기. 정우마. 여기 아니야. 나중에 와. 근데 여기 비싸요. 아, 그래? 네. 야 뷰티 팬시 아트리 푸드코트는 아니고 영스포츠도 아니고 스타 캐주얼도 아니고 뷰티 쪽으로 한번 가볼까? 뷰티 쪽은 화장품 이런 거라서 아닐 것 같은데 야 일단 이거 가야 지금 지금 우리 잡으면 아, 어떡해 2층은 아닌 것 같아 오빠 야 니네 수가 없어 야, 쇼핑을 해봤어야지 내가 야야 난 솔직히 메이커 이런 거잘 몰라 영스 스포츠 아니잖아. 야구 스포츠는. 잠깐 비싼 거면은. 이, 이 오빠 2층은 아닌 것 같아. 여긴 아닌 것 어, 같아. 어, 2층 아닌 것 같고. 귀금속으로 가자. 귀금속. 올라가자. 일단 올라가. 여긴 없으니까 올라가. 귀금속이 붙어. 6층에 1층에 있는데? 자, 생각을 잘해야 된다. 저, 저, 야. 형, 싼팀. 싼팀은 싼팀이 지금 3층에서 시작했잖아. 지능적으로 움직여야 돼. 2층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 형, 형 올라가 보세요. 1층 나. 야 올라가. 네, 네. 뛰어, 뛰어, 뛰어. 현진쌤. 올라가, 올라가. 야 화장실 좀 찾아봐라. 야, 야 쇼핑몰을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다는 게 이게. 형 저희 못하시안 됩니다. 저이 프로그램 내가 보기엔 양궁관이 맞다니까. 저기를막 뛰면서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어, 아, 영통관이 어딨지? 정말 뭐가 이렇게 좋아. 어렸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아. 귀엽다 형. 야, 나 진짜 화장실. 2층 왜냐면. 야, 화장실 좀. 야, 나 진짜 화장실. 2층 왜냐면. 야, 화장실 좀. 야, 나 진짜 화장실. 2층 왜냐면. 야, 화장실 좀. 근데 제가 보기엔 재석이 형 화장실 먼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얼굴이 아니, 내가. 이렇게 뜨셨어요. 어, 화장실. 화 화장실. 내가 지금 내가 지금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나도 갈래. 돼요. 돼요. 형, 화장실에서 이거 도전하셔야 돼요. 카메라가 여기 있잖아. 이 건물에서 가장 비싼 물건을 파는 매장으로 오십시오. 2장이니까 귀금속으로 가자. 어, 귀금속. 올라가자. 일단 올라가. 여기는 없으니까 올라가. 야, 귀금속이 보통 1층에, 1층에 있는데? 내려가자. 내려가자 그러면. 오빠 그 층에 귀금속 파는 데 있... 지금 왜 도망가냐고 있나 봐봐. 귀금속 파는 데 있나 봐봐. 저기 저기 뭐? 저 귀금속 매장 아니야? 맞아. 그치 그치. 열려 있다 열려. 가보자 가보자. 저기 비싸지. 이름표 떼어 이름표 이름표 지렁풍 그치 게임 그러니까 이게 이게 오케이 됐습니다 오 제대로 알려주세요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맞죠 잠깐 봤습니다 네. 이번 레이스는 행거 레이스입니다. 예, 행거에 지금 옷이 네. 한쪽에는 네 벌, 네. 이쪽에는 다섯 벌이 걸려 있죠. 네. 네. 한 명씩 돌아면서 저반한 점을 옷을 입은 상태로 입고 행거를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뭐야? 여기 있어. 잘못 봤어. 봐봐. 효리야, 내가 거짓말 하겠니? 내가 거짓말 하겠어? 진짜네. 어? 뭐? 마지네 명이 가야 하는 거지. 그렇지. 어. 아니 일단 그리고 이건 중요해요. 여기 이 게임에서 이겨야 게임에 이긴 팀이 먼저 출발할 수 있는. 이 이게 지금도 보니까 빨리 가서 빨리 찾는 게 그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 나 근데 쇼핑몰에서 이렇게 떠들어본 적 처음이에요. <laughs>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야, 좋다. 일단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형수랑 같이 먹는 오빠가 정신처럼 못하는지 아닐까? 자, 가겠습니다. 돌려주세요. 나는 헐크 형이랑 해야기로 했어. 어? 아, 아, 아니, 아니, 오빠가 잠깐만,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야. 오빠가 동국이빠랑 잠깐만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야 준기가 걔네 아직 아니야 그 카메라 둘다 처음이고 아니 저기 야송합니다형 어. 얘는 최초로 말없이나 게임 굉장히 보냈어 어나 잠깐만요 이건 이런 걸 처음 얘기해본데 저기 큐는 네. 이제 카메라, 큐, 카메라. 가 돈다는 얘기예요 큐는 아, 예, 예, 예. 시 작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셨죠? 아, 예. 아, 자 파이팅 하시고요 자 박수 어, 자 준비! 자 준비 준비 형 준비 준비야 시작! 완성! 시작! 완성! 시작! 완성! 시작! 완성! 시작! 김기야 오승곤님네 충기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좋다 좋다 김기야 오승곤님네 충기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좋다 좋다 좋다 빠르다 오 이게 소고기 뭐야? 빠르다! 이게 뭐 하는 짓 야, 저, 저, 침착해, 침착해. 돌려, 종기야, 종기야. 누르면 시작. 가, 가. 됐습니다, 됐습니다. 고! 아, 잠깐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어! 죄송해요, 위로 타세요, 위로! 위로 타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빨래요, 빨래요! 빨래요! 빨래요! 빨래요! 빨래요! 빨래요! 가자! 가자! 가자! 조무경 작전이 좋았어요. 아, 네. 할수 있어, 할 수 있어. 마지막 결승이니까 쇼리하고 정음이 딱한 한 판으로 그냥 딱.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할수 있어, 할 수 있어. 정훈이한테 좀 저의 악, 악명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나? 아실 거예요. 아, 예. 알, 알고 있죠. 효련이 머리끄댕이 상,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네. <laughs> 아니, 그러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네. 이제 뭐좀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열심히 하다 보면 굉장히 집중을 해요. 예. 우리 저 표정은 반칙 좋은 거 떠올랐을 때 내가 소리랑 많이 봐서 소리가 막 이게 눈막 이러면서 웃을 때는 좋은 반칙이 떠올랐을 때 저 표정이야 조심해라 이현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반칙이 뭔지 보여줘 자, 가자! 자, 가자! 가자! 가, 가, 가, 가, 가. 가자! 사이는 굉장히 괜찮은데 게임이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어, 예. 어, 어. 포옹 한번 해요. 네, 포옹. 한번 해요 포옹 한번 해요. 쿨하다 쿨하다 포옹 한번 해요. <laughs> 쿨하다 쿨하다 예, 예, 좋아 이런 식으로 가. 네, 끝까지 가. 네. 자리 한번 야 만들자. 그리고 네. 나 오랜만에 효리 효리 정말 바짝 좋은 거 봤다 지금. 벌크라스 알잖아 맞은 아, 그래? 거야. 아니, 약간 티 났어. 아 이거 그리고 이긴 팀 이긴 팀한테 지령이 오, 힌트, 먼저 온다는 거죠? 힌트. 그리고 진 팀은 벌칙 수행하고 출발. 오케이. 오케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니? 아 그래요? 우리 싼 팀은 이거를 네 분이 호수로 다 드시면 이제 지령이 나오는 거고 우리는 벌칙 시작하자마자 지령이 오는 거죠? 그런 거죠. 네. 걷지 말고 뛰어란데 네. 사실 저희한테 너무 중간중간 화장실도 가야 되잖아 이거 먹으면 그러니까 뛰어서 가면 되잖아요 뛰어서 가면 되잖아요 <laughs> 시작하시면은 저희들은 네. 저 갑니다 야 이거 중간에 쉬지 말아라 시작 와야 되는데 와 와, 와, 와와와와 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도시나 빌딩들은 뿅뿅뿅뿅으로 해결한다? 야 이제 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자야가 이거는 내가 위에 무슨 위에 무슨 썬루프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이거 뭐? 태양열? 야 빠는 거 귀찮다. 어우. 야 뚜껑 갖다가 뭐 하는 거야? 아더 야야. 야야. 아 야야. 아, 어, 도망당했네. 야, 뭐 하는 거야? 아차고. 일단 뭘거 같니? 광수야, 네 자 생각해봐. 중기야, 정음아, 종구가 네자를 생각해보라고. 일단 네자를 생각하는 네 것부터. 말고. 대체 전력이 뭐 하이브리드 이런 거 아닌가? 오! 어? 아, 다섯 글자다. 아, 아 냉난방이라니까 여기에 냉난방이야. 그렇지, 여기 냉난방이야. 아, 네 글자가 뭐지? 형, 야, 위에를 한번 봐봐요. 봐봐. 산소. 아, 아 일단은 왜냐면 이게 일단 천장이 열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하지 마. 알았어. 아, 아 혼자 보시는 거 아. 어? 자, 한번 보자 이게 좀 뭐가 있을지. 네 글자 아무거나 가면서 다 얘기해봐봐. 정엄아 네. 네 글자 생각나는 거 다 그냥 얘기해봐. 아 너무 힘들다. <laughs> 아니 그렇게 밝던 아니 그렇게 밝았잖아요. 네, 조금 전까지 너무 신난다고 그리고 문제도 어렵고 이거 어떻게 맞춰 여기를 한번 앉아보자. 앉아서 한번 생각해. 앉아도 되지. 돌아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내자를 네 한번 생각 해봐 진짜. 원래 냉난방을 전기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휘발유, 뭐 기름, 휘발유, 뭐 이제 전기, 전기 풍력, 바람. 풍력 발전. 풍력 아, 발전은 많이 하죠. <laughs> 왜 말이 안 돼? 여기 높잖아요, 형, 제 문제를 한번 다시 볼까요? 이 건물만 해당되는 거 바람이 안, 안 불어서 여기 높잖아요, 제 문제를 한번 다시 볼까요? 이 건물만 해당되는 거 바람이 안, 안 불어서 여기는 풍력이 안 돼요. 형 문제 속에 답이 있을 수 아, 있어요. 바람이 안 불고 나한테 하는 문제 속에 답이 있을 수있어 아, 바람이 안 불고 나한테 하는 그러니까 문제를 뭐? 근데 이게 그렇죠? 물이 아닙니다. 아니 강수이 이게 아, 미안하다. 아 종국이가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다들 너무 뭐 좀 섭섭하네요. 저희 칸티는 야 우리가 네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좀 자꾸 어, 강수야 얘기해봐. 네네. 음. 그러니까 요즘에 네. 고니까니까? 네. 고니까니까? 뭐야? 뭐야? 아니야 이게 이게 뭐야? 의류에 관련된 거 아니야? 한산 모시 아니야? 한산 모시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 한산 못이죠. 쇼핑 오신 모든 분들이 한산 모시 진짜 어? 나이스 나이스 아, 말 주시죠. 네, 네. 진영 주시죠. 네. 진영 주시죠. 네, 고유가 시대의 냉난방 도심의 빌딩들은 땡땡땡땡으로 쳐지고 중앙난방 중앙난방 해안광선 해안열로 낭, 냉방도 할 수 있어? 옥상으로 가야 되나? 옥상 옥상 쪽 같은데 해양률이 야, 일단 가시면서 그러면 얘기를 하실까요? 기름을 안 쓰는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단 위로 올라가 지금 저쪽도 몰라 지금 저쪽도 몰라 일로 와일 붙어 이쪽으로 봤어, 봤어, 봤어, 봤어. 우리 다 봤어. 저렇게 숨어서 가는 건 답을 알아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닐까? 아니야, 몰라. 아직 몰라. 우리 너 등판 뛰려고 그러고. 그래. 너 등판 뛰려고 그러는 거야. 야, 우리 올라가야겠다. 야, 형이 이런 거 하면 딱 멈추라고. 네. 몰랐을 때 냉난방 건물 아니야, 의로가 아니라 노였어. 아니야, 의로야, 의로. 울어요, 울어, 울어. 노단 아. 울어, 울어, 울어. 야, 건물 옥상. 야, 건물 옥상 맞구나. 건물 옥상 맞 야, 먼저 가면 이긴 거잖아. 빨리 가자. 바로 찾아야지. 찾아야지. 주인이, 야, 야, 발, 바쁜 발걸음 소리 내지 마. 문 잠궈, 문 잠궈. 문못 잠그나? 빨리. 야, 이거 옥상 아니야?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계속 옥상 옥상 가면 우리 옥상 야, 야, 뛴다 뛴다 쟤네 뛴다 쟤네 뛴다 옥상 옥상 가면 우리 옥상으로 가면 되겠네 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야 어디야 일단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어디야?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다 올라가야지 이걸로 이걸로 이걸로 우리 찍어야지 우리 찍어야지 우리 야 이것도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야야야야 걔네 절로 올라가야지 여기 아니야 여기 있는 거 같은데? 옥상이 아닌 것 같고 옥상 정원으로 오시면 옥상 정원 저희 팻말 뭐 있는데? 여기 있다 하늘공원 하늘공 하늘공원 야 뛰어 뛰어 뛰어 야 온다 온다 뛰어 야 이거 야 온다 온다 뛰어 야 이거 뛰어 잡아 뛰어 뛰어 뛰어 저 잡아 저거 잡아 잡아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저 잡아 잡아 잡아 잡아 더쳐 더쳐 빨리 조심해 조심해 우리가 개점 전에는 끝이 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좀 모든 것들을 좀 빨리빨리 예, 예, 예. 아주 빨리 재밌게 끝을 네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아, 저 광수 괜찮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 아니 이게 이것 <laughs> 그 질문 들어왔거 지금. 시끄러워. 얘기해요. 어, 얘기해요. 전 괜찮고요. 그 음. <laughs> 다음에 네. 여기 옆에 누르면 안 돼. 요거 요거 누르면 안 돼. 요거. 자, 이번 저 어, 게임은 네. 네, 닭싸움이에요. 닭싸움인데 성공과 후공이 있는데 성공을 하는 팀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해요. 음. 그래서 선후공을 정하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 묵집밥입니다. 묵은 어떻게 해요? 묵. 묵은? 묵, 지. 오는 지. 지. 지. 빠. 음. 오케이, 오케이. 알았죠? 자, 먼저 석진이 형하고 저하고. 네. 네. 기대된다. 오빠, 남자들도 귀여울 수 있어. 아, 당연하지. 어. 어. 오빠 안경 벗어. 왜 안경 왜? 야, 인기만데 안경 왜 벗어? 야, 아니 인기만데 안경 왜? 디테일하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아니 안경 쓰면 왜? 야, 안경 난. 알 없어. 야, 안경 난. 알 없어. 나날 벗겨야 되겠어. 야, 내 눈을 벗고 이렇게 가까이에서 마음을 좀 여시라고요. 알았어. 우리 그동안 무슨 얘기 좀 예. 해. 재석아, 솔직히 할 얘기 있어. 뭐예요? 재석아, 10년 전에 음. 네가 나 와이프 소개시켜줬잖아 그럼 내가 어, 형수 진짜, 진짜 형 어. 내가 진짜 둘이 잘어울리것같아왜 그랬니? <laughs> 왜 그랬니? 형! 왜그아 괜찮겠어요? 아니 정말 형 아니 왜 그랬냐 나저번 너한테 너한테 한테 얘기하고 싶어 왜 그랬어? 오빠! 안테나를 화내고 있어 지금. <laughs> 그게 아니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궁금해서 그래. 알았어 네. 알았어 형 미안해. 대답해 미안해. <laughs> 나 이제 모르겠다. 난 알잖아. 나 형이랑 음. 저희랑 정말 잘 어울릴 아니,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너무 고마워서 그런 음.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 왜 우리 형수하고 음. 내가 형을 소개시켜 줬을 때 형수가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라 그랬니? 어, 꼭 계속 만나고 싶진 않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아, 정말 계속 만나고 싶진 않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아, 정말이야. 그분 잘 살고 있죠. 아, 아 진짜. 진짜 아, 영수가 진짜 정말로? 예전 어. 일이니까. 어. 그러니까 오래된 얘기니까 예, 예. 아, 소개팅과 한날그랬어한 날? 어, 형수가 그날만 그런. 형수가 계속 만나고 싶은 스타일은 아니라고 솔직히. 아 그리고 그 얘기 했어 진짜? 아, 그러니까 진짜 얘기했다니까 아, 전화해본다는 거 아니 어찌됐든 그랬지만은 내가 진짜 열심히 양쪽을 진짜 해가지고 서로 바꿔주고 막 서로 만나게 해주고 그건 아, 알지 나는 만나고 싶었어 솔직히 그래 그래 근데 그쪽에서 날 별로 싫어했잖아 그래 별로 안 좋아했지 그래서 네가 계속 연결해줘서 우리가 그렇지. 만나서 결혼하게 됐잖아 어, 어. 왜 그랬냐 <laughs> 왜 그랬냐 형 그러면 안 돼. 왜그랬냐 그럼 무슨 소리야. 왜 그래 무서워. 아니 아니라 훈훈하게 형. 뭐, 그런가? 어쨌든 그래도 사랑하지. 너무나 사랑하지. 그래, 그래. 그럼 내가 그럼 내가. 가위바위보. 아, 음, 음. 아. 오빠 공격. 형. 너 뭐? 오빠 되겠어? 게임을. 아, 여기야, 세죠. 여기 형. 콧구멍이 크기가 다르거든. 가기 전에 콧볼을 줄여가지고 여기. 야너왜 이리 와? 제일 하기 있어? 아니 왜 이렇게 하는데 콧구멍이 야너 아, 진짜 아, 아 시니어 시절에는 주먹이 왔다 갔다 했었어 근데 의사 선생님이 콧볼을 줄인다다 줄였는데 의사 선생님이 실수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방력 음. 음, 음, 아. 음, 아, 아니야. 음, 음, 아. 아, 아니야. 아니야. 방금 다시 해보자. 아, 나 10년 전에 왜 그랬니? 이거 끝난 거야. 이거 끝난 거야. 다음은 우리 저 중기. 이쪽 팀은요? 아, 저는 게 아니, 알겠습니다. 이게 누가 아, 누가 잠깐만. 팀인지 모르겠네. 아, 이거 정작 김호자 정말 상태예민인 아니, 여기서 정면에서 야구 심판 같아요. 정말 게리는 동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어, 기선지 앞에 기선지야 어, 서로 외모에 대해서 한마디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넌 잘생겼지만 넌 잘생겼지만 잘생겼다 야 <laughs> 그래 너 잘생겼어 할 말이 없다 야 <laughs> 네? 그만해 천재 감독을 하니까 칭찬을 하고 그래 지금 입 막는 거 있잖아요 이거 괜히 아. 씨가 여성분한테 하는 거거든요 아. 자기의 매력을 제가 보여줄 때 하는 건데 이걸 여기서 어떻게 봐? 우리가 해요 자 가위바위보 시작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어. <laughs> 가위바위보 뭐야 둘이 되지? 정말 어려운 게임이 아니야 글자가 어려워요 가위바위보 네. 네 새벽에 내가 힘이 조심하라고 그랬지 새벽에 조심해야 돼 새벽엔 별게 다 웃긴다니까 음. 가위바위 처음에 가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음. 음. 빠! 야! 빠! 가자! 오늘 저 우리 그 정음이하고 효리 한번 하자. 그래. 네. 또 S전이야? 아 진짜 둘 다 미는 네. 미인이야. 뭐라고요? 미는 미인이야. <laughs> 아니 저 가까이서 본 소감이 어떤지 서로 야 진짜 이쁘다 어리긴 어리구나 <laughs> 편하게 해줘요 편하게 편하게 해줘요 편하게 편하게 뭘 편하게 이길 밝힌 소리야 아야 진짜 진짜 진짜 정말 너도 한마디 해줘 저는 근데 효리 네. 언니 진짜 딴 거는 잘 모르고 나, 네. 나이도 좀 이제 있으시잖아요 네. 딴건 모르겠는데 이 코 있잖아요 네. 코 라인이랑 이 네. 입술 위에 여기는 대한민국 따라올 줄 없는 것 같아 솔직히 아. 근데 여기 눈 말고 여기 아, 괜찮아 손을 왜 잡아? 머리 잡을까 봐. 머리 잡을까 머리 잡을까 손 잡고. 자자자자. 자, 그래, 손 잡고요. 자. 하이바이. 귀엽다, 귀여워. 응, 응. 진짜 귀엽다. 귀엽네, 진짜 귀엽다. 어. 어, 어. 어. 어. 예. 예, 예. 이게 어? 아, 나 자꾸 귀여운 아, 실망한 거잖아. 아, 아니, 여기야. 그렇게 하면 되지. 아니, 실망하는 거야, 지금. 아니. 너도 그랬잖아. 아니, 연기하면 안 어디야? 어디 갔다 와? 너도 해. 소리야 진짜. 야, 얘 진짜 그만해 좀 진짜. 요리야 너도 하라고. 너 언니 기혼자 가는 한 볼래? 그래 한번 해봐요. 끝장난다. 네, 한번 해봐요. 네, 한번 해봐요. 끝장난다. 한번 해봐요. 야, 진짜 왜 야, 너도 좀 가만히 있어. 아, 나 오래도록 못 봐서 그래. 아, 기혼자 어떻게 하나 보게. 네. 진짜 광수야. 네. 너는 아주 재밌게 구경하고 있구나. 너는 아주 재밌게 구경하고 있구나. 가위가위보. 아. 가위보. 별이야, 아. 아. 저 경보다, 너 경보야. 왜 귀여운데 괜찮아, 서현 네. 예쁜데 왜 그래? 아, 여자 괜찮아? 제일 귀여워, 유리언니가. 음, 음, 아니, 까이, 음? 까이, 언니 이거 제 거예요. 야, 소리야, 나 필줄 때했던 거야. 야야야야. 왜요? 아이, 난... 아 귀엽다. 아 귀여워. 중국지 관심이 없습다 누가 이겼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그래 이제 다시 네. 알발. 어, 어 했어. 어 이겼어. 음. 음. 음. 예! 귀여운 네! 거다 예! 필요 없어. 네. 귀여워. 손오공 게임에서 예. 우리 저 싼팀 이겼으니까 먼저 네. 닭싸움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먼저 한 방 이렇게 친다는 어, 얘기야? 우리랑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어? 이쪽 누가 뒤에 누가 되 거야? 어? 뭐야? 뭐야? 깜짝이야.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없어요. 여기 이쪽으로 쭉 가서 그냥 가시면 돼요. 아니, 어, 가시면 돼요. 어이, 이분들 어디. 아, 에이, 말도 안 돼. 야, 우리가 다 같이 해도 못 이긴다, 이거는. 아, 알겠 그래, 여기가 혹시 뽑는 거 아니야? 어, 야, 보는 분들은 몇 명 있는 것 같아. 아니, 보니까. 예. 예, 예.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들이 다 쓰러질 때까지 하게 됩니다. 예? 다 쓰러질 때까지. 왜? 왜? 야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돼. 아이, 뭘 말이 돼. 이분들이 몇 분이에요, 지금? 지금 여기서 언뜻 뭐 100만 대군이에요, 지금. 맨 마지막에 남은 시민 한 분을 쓰러뜨리는 팀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정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야? 먼저 공격하는 팀이 꼭 좋은 것만 아니, 꼭 먼저 우리 힘을 안 끼고 한, 분만 쓰러뜨리 그럼 우리도 한 분만 예, 쓰러뜨리지. 자, 그러면 저 지금부터 저희들과 한번 닭싸움 한번 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정말 다시쉬지 않게.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야. 야 이런 아, 이런 닭싸움은 정말 이게. 야 이거 진짜 이런 거. 야 이거 진짜 이거. 야 나는 빼자 뒤로. 야 그래도 아니야 아. 네, 가 앞에 야, 네가 우리 에이스야. 뭘 에이스야? 너, 설마 너 지겠냐? 그러니까 야 조리버로 네가 앞에 쓰아 정말 진짜. 야 우리는 진짜 그렇게는 안 한다 정말. 그렇게 너무한다 진짜. 자 준비. 그러니까. 아니, 안채로 오지 마세요. 올라갈게요. 그래, 그래. 자, 시작! 오세요. 자, 50대 이제 오시면 돼요. 오세요. 오세요. 자, 50대 이제 오시면 돼요. 오세요. 내가 제일 안 말해. Oh! 아니, 일로 입체치네. 아, 뭐야! 아, 지금. 아, 나. 달랑 자빠지고 달랑 자빠지고 자 게리 게리 자 게리 하나 남았어 균형 화이팅 자 게리 하나 남았어 균형 화이팅 자 떨어지고 들어와 자 떨어지고 들어와 자 Ha ha ha! 떨어지신 분들은 그대로 예. 자 떨어지신 분들만 뒤쪽으로 가시고요. 자 일단 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살고 살아계신 분은 발 내리세요. 저분들 장난 아니야. 자 지금 탈락하신 분들 저쪽으로 가셨는데. 나가오는데 막 무서워. 어 근데 아. 이게 혼자 남으니까 우한 열 분이 오시더라고. 야 근데 조국이한테 보고 다 우리한테 오지. 자 종국 가볼까 우리? 소리 지러 가자. 아! 야, 아파 정말 아 정말 야 멋있다 멋있다 따라야 오빠 이겨 그래 많이 해줬어요 아, 형님. 야 종국이 인간이 아니야 멋있냐. 야, 야, 야, 나 정말. 아, 뭐. 나 여기를 무릎으로 찍히고 여기를 찍히고. 오빠 장난 아니야 저분들. 좀 작전을 바꿔봐. 형, 그러니까. 1대1로 한번 짜보는 거어 어. 그럼 1대1로 요번에 어. 한 번만 해볼까요? 시민분들이 고르시는 거. 시민분들이 한 번 고르시죠. 그러면 네. 그쪽에서 먼저 고르실까요, 저희를? 이렇게. 오! 아, 괜찮으시겠어요, 진짜? 아, 진짜. 조유바, 화이팅입니다. 한방, 형, 한방이에요, 한방. 화이팅! 한방, 관심 뭘까요? 한방이. 한방 보여주세요. 으아! 으아! 으아! 아, 저, 시민들이야. 아니, 적당하게 해요. 아니, 어, 이분, 어, 중심은 낮으신데. 어, 야, 울어 울 울어 저는 괜찮으시고요 이상 소리를 제가 좀 잠깐 들어드려요 제가 좀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너무 힘들어 제가 좀 들어드리고 이제 그렇게 나와! 어게 나와 나와 야 이거 오! 아, 이거 오! 아니 저분 저분 공중부양공중부양자 이번에 우리 딴팀 딴팀 예. 자 어, 우리도 1대1 한번 합시다 예? 아, 되겠어? 자, 우리 저 아, 그럼 어. 아, 아, 자 지덕진 씨 저를 잘 모르시네 손을 빼주세요 형님 당신을 없애버릴 거야 준비 빡! <laughs> 자, 두분다 우리 한번 쏘셔도 돼요. 자, 준비 씨, 시작! 저희가 좀 뒤로 올까요? 아! 네. 오. 아! 오. 자, 효리, 효리 씨 평소에 어떠셨어요? 팬입니다. 아, 야. 네. 살살해 주세요. 아. 여기가 애교 부려 그래. 그 그렇지. 그렇지. 그래. 아니 이렇게 어, 저쪽에 음성소 애교로 쓰러뜨려 애교로. 밀당이죠 밀당. 너무. 쉽게 져주셨다. 다음 방송 가보세요. 그만. <laughs> 아, 여기에 당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아, 아 신경 쓰지 마요, 그런 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이게 아프다. 와, 정말 잘해. 아니, 반칙이에요, 형이. 오기, 오기 아팠어요. 오기, 오기 아팠어요. 아, 나 아. 아, 정말, 진짜. 아 그래 정말. 재밌게 살자 어? 아, 진짜 효리를 이겨줬어야 되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 아우! 아우! 아우! 조심하세요! 카메라! 어우 여기 어우 아파 어우 어우 컨셉 안 맞지? 한 번에 불타나 한 번에 불타나 여기 봐 야! 뒤에서 뒤에서 야! 그래 잘해 어쩌구야 어쩌구야 어, 좋구나. 어, 형! 반수야! 반수야! 네가 세번 이겨야 돼! 네가 세번 이겨야 돼! 아, 한, 한 번씩? 야! 제발! 제발! 제발! 반수야! 네가 못 이기면 우가 지는 거야! 제발! 야, 지는! 야, 지는! 아, 아, 아, 어, 이겼어, 이겼어.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겼어. 오빠, 오빠 살아야 돼. 사이즈 같이 공격해. 한분 남아야 돼, 한분 남아야 돼. 한분 아, 아, 남아야 된다. 아, 안 돼, 안 돼. 한분 남아야 된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겨줘요, 이겨줘요. 이겨줘요. 이겨라! 이겨! 아, 좋아, 좋아! 제발, 제발. 힘을 좀 비축을 했다가 힘을 좀 비축하세요. 아, 자, 자, 자. 그렇지, 와! 와! 와! 와! 와. 저, 저, 저. 어떻게 내가 닭사면서왜 엎드리게 된 거야? 그럼 이수 있어. 아 진짜 죄송합니다. 저희가 또 이길 수, 이길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데 게임은 또 게임이니까. 저 게임은 게임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자 화이팅 한번 하고. 네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에! 에! 에! 화이팅! 종국이만 빠지면 진짜, 죄송합니다. 이쪽에 건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야, 장난 아니죠? 와, 이거 너무. 소유빠! 검수야! 오! 오! 오! 오! 이 어. 어. 야! 어. 아이고, 안 죽었어? 이마 설마 저기 오야 너 고기 또 먹어야 돼. 어우. 설마 정함이를. 아니. 어우. 설 잠깐만요. 똥지 마똥와 장난 아니야. 아 제가. 야. 아, 멋있냐 멋있지. 안돼. 저희들과 또 이렇게 또 재밌게 게임해 주시느라 너무너무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조심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와, 진짜 잘한다. 와, 진짜 잘하신다. 근데 진짜 잘하셨다. 이건 또 정음이가 잘하나. 가서 봐야 할 것 같아 이거는. 야 이거 정말 힘들다. 어. 가자 가자. 어 무서워. 옷매장은 절대 아니고 저런데 씰핀 같은 거는 한 그러니까 500원 할 것 같아요 그래 저희가 다 500원 1,000원 어, 가보자 그래 머리핀 같은 거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그래 머리핀이 제일 싸지 머리야 정아 그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이런 아니, 거. 아니야, 그걸 찾으면 안 돼. 아, <laughs> 그걸 찾으면 아저 원하던 걸 찾은 걸 여기 있다. 아, 머리핀 같은 게 제일 싼 거 같은데. 약간 제일 싼 매장 거 같아. 내 생각에 펜시점에 편지 봉투나 뭐 지게 이런 거 있지 음. 않을까? 펜시, 아까 보니까 펜 스티커. 그러니까 그런 거. 보통 몇 층에 있지 아까, 아까 네 봤는데 네 펜시. 우리 맨 처음에 봤던데 3층, 그 한 팀은 그 제일 싼 매장 찾으러 다니고 한 팀은 어, 등판 뒤에 등판을 뛰러 다니죠. 어디요? 그 나, 나랑 계리형이랑뛸 네, 네. 때. 네. 그 너, 너가 머리가 잘 쓰라고. 산책이 되니까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나, 하나. 오예. 미치겠네? 이쪽에 뭐가 많은 것 같아요 야 뭐가 제일 싸냐 야 진짜 죽겠다 왜안 줘요 가장 싼 게 뭘까? 가장 싼 거. 정말 어디가? 아 저기서 하나 보고 오시려고. 여기 못 파는 데인데 비싸 이런 거? 아니. 1200원, 500원. 사... 일단 구석구 찾아봐봐. 오빠! 이거, 이거 얼마야? 이거, 거기 오나 잘 봐. 요거, 요거. 이거 뭐야? 요거 하나 있었어. 이거 얼마야? 좀 싸겠다. 이거 초콜릿이네. 이거 얼마 하겠어? 이거 한 100원밖에 그래, 여기야, 여기, 여 여기. 오케이. 오빠, 내가 망볼 테니까 오빠 찾아봐봐. 야, 여기 그게 있다는 거잖아, 지금. 이 안에. 이 안에 있다는 거야? 있을 것 같아. 이 안에 있을 것 같아. 그 위에도 봐봐, 오빠. 야, 이... 어, 네, 어, 네. 네, 편의점으로 와. 편의점, 3층 편의점. 다 편의점에 있다. 다 편의점에 있다. 다 편의점에 있다. 다 편의점에 있다. 다 편의점에 있다. 편의점. 얘기 좀 하시다 가죠. 얘기 좀 하지 마시다 가죠. 들어갈게요. 같은 편에 좀 이렇게 도와주시고. 펜시 아, 펜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마트. 마트도 있고 마트도. 저기 저기 저기. 형 숨어 있어. 여기야 나야. 확실히 여기야. 여기밖에 없어. 어, 여기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는데. 이 안에 근데 복잡해갖고 빨리 찾. 야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착착 빨리. 거야. 니네, 나 알잖아. 아니 어디 있는데? 어? 니네, 나 알잖아. 아. 야, 그데 너가 편의점 차린 거야? 야, 왜 천재? 아, 그 생각을 못 했어. 차렷 타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려 던지세요. 와, 잘했다! 우리가 전날 어, 저녁 6시 반에 모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12시간을 넘긴 이 시간은 어. 잠깐 딴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게 예. 그러시지만 마세요. 네. 네. 덕진 형은 많은 생각하시는데요. 잔 거예요. <laughs> 이게 이제 이 시간이면 말이죠. 지금 몇 시예요? 정확하게 종기 씨? 종기 씨? 종기 씨가 저. 왜 어. 이래? 아, 조석 씨.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예. 아, 요거는 진짜 실수네요. 현재 몇 시입니까? 지금 6시 40분. 7시 다 돼가는 거 7시 40. 정확하게 현재 시간 아침 7시 15분 전이에요. 이번 게임은 진짜 아주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무대가 마련이 돼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무대가 마련이 돼 있죠. 무대예요? 아 이게 무대예요? 우리 저 어, 아름다운 요리가 입을 쫙 벌리고 예. 어, 심지어는 이 손을 올리기도 귀찮았는지 좋아요. 어, 간단해요. 단체전입니다. 저 위에 올라가서 가장 많은 인원이 올라가서 사진에 찍힌 팀이 승리입니다. 자, 준비. 그럼 양, 양쪽에 준비하나요? 네. 좋습니다. 사진 찍고 하고 나서 10초가 자동으로 세워지거든요. 어, 저도 쪽으로 한번 어, 보여줄게요. 다시 촬영이 있겠습니다. 친구분들 올라와 주세요. 요리야, 요리야. 그러니까 친구분들 올라와 주세요. 요리야, 요리야, 요리야, 요리야. 아, 솔직히 요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이러지 마. 나 아, 처음이잖아요. 아, 여자를 그랬어. 왜 그래? 왜, 요리야, 요리야. <laughs>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야, 봐봐, 얼굴. 정면해야 돼, 얼굴 나와야 방금 하시는 게. 내가 해줬어. 내가 해줬어. 내가 해줬이 뭔지 우리 봤어. 이겼어! 쌍수가 자기 뼈를 말했 주기야 미안해 나. 주기. 아, 아, 나 준비하는 거 알았어. 나갈 수 있다. 나간다. 아, 준비하 예. 광수의 저 자기 편손 가리고 해맑은 표정 봐. <laughs> 너무 해맑아. 뭐, 뭐. 야, 조리야, 너저승간에 이렇게. 짱이지? 조리 어. 진짜. 이거 봐, 이거 봐. 야, 저승간에 이렇게 완벽한 포즈를. 인몸 진짜 이하고 거의 비슷하죠? <laughs>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딱 찍히는 그 순간을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거야. 자, 빨리 시작해주세요. 바로 10초 결정. 그래요. 바로 이런 거 크게 없게. 팀 화이팅 한번. 자, 이기자. 화이팅 하자. 자, 빨리, 빨리. 빨리. 보여줘, 보여줘. 사진 찍겠습니다. 야, 야, 야. 사진 찍겠습니다. 哦哦哦呀呀！哦呀呀！哦呀呀！哦呀呀！哎，这个难搞死。呀呀。